헬로 코리안인가? 헬로 아, 네, 네, 코리안 어 레벨 3 헬멧 플리즈 죽이는 거 아니야? 얘네 아, 너무해 나 아프런데 나 어떡하지? 개자식들 욕해야지 못 알아들 텐데 나쁜 새끼들아 是不是日本的说 나쁜 어, 새끼들아 좋아요와 구독 웬이야 저리 가 나저 삼박힌다. 엄청 멀리서. 헬리 방향 3번 핑 어. 어 헬기다 아, 멍멍이 안녕? 아, 그렇죠. 아, 멍멍이 잘 가. 멍멍아 미안해 어. 반쪽 얘기다 얘기야 수희야 말이 안 된다 이거. 내가 몸빵 할게 수의사 아, 어, 어, 어, 어. 네, 너 멀다 오지마 이렇게, 이렇게, 뭐 이렇게 하면 안 죽이지 않을까? 이렇게 아, 하면 안 죽이지 않을까? 아나 가서 행복해봐 <laughs> 이 사람 사람 봐줄 것 같은데? 가서 행복해야지 멀리서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요 <laughs> 멀리서 걔는 월행으로 보일 거 아니야 어, 어 되게 귀여워서 봐주는 거 같은데 <laughs> 어제 쟤, 쟤 귀여워서 봐준다 제가 아 진짜 귀여워서 봐주나? 있습니다. 어, 봐준다. 어, 봐준다 언니. 와, 기분 다 말이 안 된다. 아, 해글 <laughs> 아, 뭐- <laughs> 이거 실화냐? 절절 아. 아. 따라가지 마. 말 들려? 마이크 들려? 마이크 한번 마이크, 마이크 들리. 니하오. 니하오. 헤이, 헤이. 헬로. 코리안인가? 헬로. 네, 네, 네, 코리안. 어, 레벨 3 헬멧, 플리즈. 죽이는 거 아니야? 얘네 아, 너무해. 나아프데나 어- 어떡하지? 개자식들. 욕해야지 못 알아들 텐데. 나쁜 새끼들아. 是不是日本的 어. 나쁜 새끼들아. 어, 日本的。야마테 야마테. 얼른 얼른 얼른 오네. 어? 헬멧 준다는 건가? 야마테. <laughs> 어 야메테 뭐, 그러네. 야, 야메테 일본. 야마테. 这个人是从哪里冒出来的？我的妈耶！哈哈哈哈哈哈哈哈！我的妈天！啊！去韩国了，好吧？哈哈哈哈哈！怎么了？去韩国了？你给我，韩国的，韩国的，韩国了，韩国了，女的，韩国了，男的。 어 이거 짜게 다 죽겠는데? 아 핵만나면은 아예 총다 버리면 살려주는구나 와 이러면 아, 살려 말이 진짜로 그니까 진짜 말하면 오쟤 아, 어, 뛰어다니는 아, 속도 봐아 나도 들려 쟤 뛰어다니는 속도 봐 뛰어다니는 속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? 아쟤 네, 네, 네, 그거네 와쟤 쓰레기다 와 쓰레기다 누구 누구 쓰레기야? 그거 좀 빠르다 앞에 내 앞에 있던 애아 맞아? 쟤쟤쟤쟤아 없어졌는데? 쓰레기 엄청 빠르다 어. 와 쓰레기다 얘네가 날 안 볼 때 몰래 파밍해서 한 명 죽이고 나가자 어떤데? 오케이 오케이 좋다. 근데 내가 봤을 때 얘네가 볼 것 같은데. 어, 언니한테 막 <laughs> 진짜 귀여워가지고 귀여워서 내리고 다닌다. 가만히 안 들어져. 아, 근데 얘네가 딴 애들 안 잡는다. 어뚝 쳤다 뚝 쳤다 뚝 쳤다. 아빠님 뚝 쳤는데 뚝 먹죠? 뚝뚝. 와뚝 음. 쳤다. 오예. 뚝던다 오예. 뚝던지 좋겠다. 아얘 너무 귀엽다 뭔데 저거 몰라 옷 입자 옷 입자 저거 옷 입고 얘네가 시킨 대로 네. 했다가 저 창고에서 몰래 파밍을 한 다음에 어. 한 명을 고춧가루까지 뿌리고 나가는 거야 아니 이거 이거 치킨 먹으면 진 유튜브 가거 아니야? 내가 어, 치킨 먹으면 쿼리 쿼리 저거 이게안 터뜨린가 봐 치킨 먹으면 유하다 이거 언니가 얘네 어? 치킨 먹으면 치킨 먹으면은 어 총이다 총이다 지금 가는 거봐 아근 죽을 것 같아 누가 나 쏜다 아, 안, 안, 안, 아, 안, 아, 봐줄 것 같은데 한번? 아니 총이 앞에 M16이네 근데 총알만 <laughs> 먹어 아, 제가 제가 나 제가 나 보잖아 나 MC 자신 없는데? 키비 이거 먹자 총 넣어놔 아, 근 얘네가 좀한 명, 한 두 명 기절됐으면 좋겠는데. 네 명 다 있어야 되는데. 내가 아까 언니 위에 있는 거 어디 있어? 같이 총 빼, 빼, 봤어. 좀 뺐어. 총, 총 메고 있어도 안 죽일 것 같은데? 얼르르르르 이랬나? 얼르르르르. 아, 나 한 명 죽이고 그냥 가고 싶은데. 너무 오래 따라왔다. 아, 미안해. 이렇게, 이렇게. 아, 그래, 줄것 같다고? 바로, 바로 죽이는 거 아니야, 마지막에. 그럼 어떻게 나, 근데 아, 이거 치킨 먹총 먹어. 야, 야, 총먹을게 그리고 총 들고 안 쏘고 안, 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. 어, 안 쏴도 안 죽일 것 같아. 안, 안, 죽일 것 같아. 그리고 그, 그, 그, 그, 그, 킬로그 어, 보고. 어, 기절됐다. 하나 기절했는데. 음, 음, 음. 그 왼쪽에, 왼쪽에, 왼쪽에. 거 얘가 핵이야? 어. 어, 쟤, 쟤부터 먼저, 쟤부터 먼저 잡아. 잡아, 잡아. 와 나이스. 그 라스트 한 명, 라스트 한 명. 다 잡았어. 1대 1대 1대. 어이 아니 어, 얘네 얘네 어. 수류탄 있었어 언니. 얘네 수치 어, 수류탄 수가 없어. 나 끝났다 이거. 나이스. 천천히. 가자. 짧아 짧아 짧아 폭 짧아. 어, 어쨌다. 아! 아, 신고하자 아, 신고해야 돼. 나 아, 신고 안 돼. 내가 다 잡아서 어, 신고 안 벌포가 신고돼.